도현이가 되게 귀여움 받고 싶어해요. 아, 아 맞아. 갈비가 좀큰거 도현이는요? 도현이는 좀 귀여워요? 네. 그래서 맨날 와서 도현이는 저는요? 네. 저는요? 저는 귀엽다고 안할 때까지 안 가. 한번 네. 귀엽다 그러면 <laughs> 저 귀엽죠. 맨날 아, 이런, 다고 맨날. 기지 짱이 빨개서 아, 간다. 레드벨벳 선배님 빨간. 빨간 맛. 이게 춤 노래는 괜찮아요. 저 음. 먹고 싶은데. 전화 소떡 소떡 무슨 맛? <laughs> 야 전화 행사장 이름이야? 야 소리 다시 해줘 이거. 뭐 들어있게요? 아 너무. 뭐가 들어있게요 주먹에? 아 너무 웃겨. 들어 들어 아! 아! 8 0이8 0이 나는 그 나는 그 지금 웃는 거 쳐야 돼. 야, 야, 야. 아, 벌써 헤어질 시간이 돼서 네. 인사해야 아,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우리 승우가 네. 예, 대표로 한마디 할까요? 어, 네. 어, 네, 정말 오늘 만약 내가 엑스원 팬이라면 이 사람 팬일 것 같다. 누군지 꼭 알려주세요라고 네. 이렇게 아. 보내주어요 저는 도현이 도현이가 옆에서 형 네. 저요. 예. 아, 도현이 어필을 너무 귀엽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뭔가 멋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귀여운 거에 좀 약한 편이에요 많이 네. 그래서 이제 도현이를 봤을 때 큰 키나 나이에 맞지 않은 뭔가 이 체격에 비해서 조금 크게 귀여운 게 있어요 그만큼 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도현이를 아. 팬을 아. 할것 같습니다 어, 뭐 할게? 밥 먹고 싶어? 이거 두 개나 과자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한가득 혼자 이렇게 두 개 들고 있으면 어떡해 이게 뭐야 승기 말이야 유석이 형 별로 되게 빠른데? 우석 가만히 있어요 끝났어요 아닌데 아닌 아니 끝났어 눈치 끝났어 너가 걸린 거 만드는 거야 그냥 그래 준비해주세요 니가 눈코에 알았지 너 준비 시작 2 4 아왜 이렇게 아, 헤어지자 이거 이학년 나 그러고 있어 있다 귀여워 아 귀여워 안녕 난 돼지야 안녕 난 돼지야 안녕 난 돼지야 안녕 난 돼지야 안녕 난 돼지야